Thank you.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? 오, 잠깐. <laughs> 저기, 저기요? 오빠 옆에 있으면 뭔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같아 <laughs> 목하면 따라간다 무서워? 뭐 가? 저게 뭐야? 뭐가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어디로 나온대 어디로 나는데 어디로 나는데아빠서울 이상한데 쪼네 맞지? 콩고에 놀리는 어 콩고에 안 놀리는 벌레에 놀래면 어떡해 도대체 아보카 뭐 되게 열심히 보는데? 생각보다? 어디 안 가고? 딱 떠있어 여기에 <laughs> 귀여워 근데 엄마 아빠는 확실히 관심 없다 딱 가짠지 아나 봐 맞지? <laughs> 그냥 맞는데 <laughs> 오 그럼 뭔데 잡아봐 이건 잡았다 잡았다 어 뭔데? 물락하는데? love it. 오셨다. 오! 오! 오! 됐, 됐다.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이렇게 되